경선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째 아, 공연이 시체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열이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난 곳에 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래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한 명 있어요 주디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분께서 오늘 이 동네에 공연하러 오신다고 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신기한 광경입니다 오토바이 부대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 앞에 콘서트장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무료 무료예요 무료 무료 free free free. 한국과는 느낌이 좀 달라요 한국은 이제 뭐 부스가 들어오거나 푸드코트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 food bike가 들어와요 이렇게 왜 웃죠? food bike 네. 이상해요? 네. food bike?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food bike It's 네. 야 와우 <gasps> 근데 조금 불안하네요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 한 번 정도는 비가 쏟아지겠죠? 너무 주디카 보는 거면은 비 맞을만 하죠 제 목표는 말이죠 저기 스테이지 올라가서 주디카랑 같이 듀엣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흔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디카 인도네시아 노래는 약간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2000년대 초반 느낌의 음악들이 많아요. 한국으로 치면 락 발라드 그리고 조금씩 이제 뭐 R&B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하나씩 봅시다 그냥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먹더라고요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음료수가 나와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광경들 이렇게 음료 가루들 있죠 이걸 한 선택하면은 여기서 음료를 타서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름 요거는 사떼라고 하고요 무슨 고기지 이게? 소고기인가 닭고기인가 막 이런 식으로 쌀과 함께 같이 나와요 대체로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위생적이진 않아요 물에 있는 걸로 씻어가지고 막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죠 보시다시피 한국이랑은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죠? 아 이렇게 부스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오토바이 food 오토바이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밥을 안 먹고 올 걸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 좀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니 공연 중간에나 뭐 시작 전에 좀 땡기거나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나눠서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 여기 공연장이 그닥 뭐 바닥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게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진짜 잘 타서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막 건너오더라고요 아하 만땀 만뚤 아 사랑해요 진짜 그리고 구급차도 있네요 와 근데 구급차도 진짜 힘들었구나 오는데 바퀴가 아주 그냥 쑥쑥 빠졌네 이 장면이에요 이런 길을 막 오토바이를 뚫고 들어오세요 어마어마하죠? 저분들 그리고 장사 잘합니다 주차 한번 하는데 500원 야돈 짭짤하겠네 이게 얼마야 이렇게 보면은 포스터에 적힌 시간보다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파들이 좀 있죠 주디카라는 가수가 굉장히 좀 유명한 가수예요 야 1시간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찍었을 때가 되게 하늘이 밝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깜깜하네요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닥은 진흙투성이고요 어, 근데 뭐 여기 여기 스타일이라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죠 아무래도 우선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째 공연이 시작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열이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타임을 제대로 했네 여기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늦기도 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노렸네 아주 지금 공연 기다린 지 2시간째거든요 5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보려고 했던 가수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 공연 끝나고 나서 제일 메인이라서 한참 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5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아티스트가 나오려면 9시쯤 돼야 되니까 한그 아티스트를 보려고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2시간 공연 솔직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닥도 막 진흙탕이고 해서 약간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배드민턴을 치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꽤 낫겠죠? 건강 생각해가지고 어, 푸석푸석하고 바닥 막 질퍽질퍽해요 되게 모기도 엄청 많고 먼지 엄청 많이 날리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봐봐요 5시라고 돼 있죠? 저 멀리가 공연장이거든요?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 이제 8시 다 돼가는데 장난갑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사운드 스테이션씨 어? 주디카씨가 무슨 죄야 아 내가 보고 싶었는데 아 아직도 안 들어갔어 아 주차 비만 알렸네 장사 잘해 아주 권섭을 뿔나겠습니다 이분들이 퇴근하네 퇴근하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끝났어요 팔고 딱 떠나야죠 여러분들 결국에 안 보고 가기로 했어요 지금 이게 허탕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친구들 배드민턴이나 치러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겠죠 뭐 세계적 아 뭐야 인도네시아 탑 가수긴 한데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콘서트 한번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티켓 끊고 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콘서트 있잖아요 아공짜라도 너무 한다 이거는 아, 오토바이 너무 많아 찾기도 힘드네 이게 공연 좋아하는 나지만 별로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충구하다충구하다 아, 아씨 어딨어 오토바이 어디 갔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해요 크,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오토바이에 매달려가지고 기다리는데 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는 나한테 진짜 짧은 순간에 한 2시간 동안 모기한 수호방 물린 것 같습니다 모기들이 살발해요 진짜 여기서 막. 모기는 오늘 환장 파티입니다 여기 지금 한 몇백 명 모인 것 같은데 끝났죠 뭐 이 정도면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아 간지럽다 화면 흔들리잖아요 팔 긁고 있어 너무 간지러워 갑시다 집에 대환장 파리 환장 파리 파리 파리 환장 파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콘서트장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정말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다는 공연은 오후 8시가 되어도 시작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요 웬만해서 참고 기다릴 텐데 아, 3시간은 좀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너무 해가지고 정말 기다리는 내내 모기만 한 수후방 정도 물린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온다는 아티스트가 주디카라고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1등 했었던 아티스트인데 진짜 인도네시아에서는 탑가수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어 공부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티켓 사갖고 가려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겪은 아, 콘서트만 이렇게 지체되는 콘서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디카라는 아티스트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하면 티켓을 사가지고 볼 의향도 있는데 어, 다른 콘서트에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공연장 환경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았어요 전날도 그렇고 비가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토지도 그렇고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공연장을 나와버리니까 탑가수의 공연을 못 봤다는 점과 그리고 탑가수의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 다음 기회를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뿅!